스타벅스가 환경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2008년 커피 한 장당 원두 가격은 105원이었습니다. 그러나 2011년 원두 가격은 123원으로 약 13%가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상승된 주된 원인으로 환율도 있지만 환경적 요소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결국 스타벅스는 계산에 입각하여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. 바로 PC와 계산기 입각한 광고 전략입니다. PC를 통한 광고 전략은 명분도 살고 환경단체와 대중의 지지도 받고 이 지지는 곧 SNS의 홍보로 귀결되기에 쓴 재화 대비 훌륭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비영리 단체와 제휴를 하면 매번 전략을 짤 때마다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니 굉장히 머리를 잘 쓴 전략입니다. 기왕에 스타벅스 얘기를 한 김에 또 다른 홍보 전략 또한 설명하겠습니다. 스타벅스의 원두값이 123원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커피 한 잔이 4,500원이라 했을 때 이, 이는 원두값의 36배가 커피값이 됩니다. 왜 이렇게 비쌀까요? 1999년 이화 여자대학교에 스타벅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후 스타벅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과시 소비라는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. 스타벅스 매장은 사교의 장으로 만들고 고급 커피 이미지에 신경을 썼습니다. 123원의 고급 커피 스타벅스. 그 결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현재 전 세계 2위인 1,509개가 되었습니다. 이상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파는 기업 스타벅스였습니다.